어. 아, 예, 예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아우, 네. 방뭘 하고 계셨나요? 아, 제가 그 오늘 네. 엔딩 요정으로서 아, 조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. 자도치의 왕이네요. 네네네. 굿쇼? 굿쇼? 굿쇼? 굿쇼? 자 오늘 엔딩 요정 굿쇼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완전 잘 나온 것 같은데 잘했어요. 아, 아, 저, 절로 네. 가주세요. 네. 네. 조명이, 네. 사실은 약간 막 이렇게 막 재밌는 것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. 너무 또 이제 분위기랑 안 맞을까 봐.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좀 그랬는데 조금만 더 긴장이 풀리면은 이런 남자 얼굴에 약간 근육 같은 게 뭔가 많이 편해 편해진 느낌이었어 음. 어난좀 되게 방금 어제보다 더 긴장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멈출 줄, 아, 멈출 줄 모르는 사나이 뜨거운 사나이 하지만 체온은 정상의 사나이 리입니다 아, 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 체온 정상의 사나이 리에 나 나노 찾고 하려 고 그랬는데 나노가 어디서 없어졌네 나노가 없어졌어요? 나노가 지금 어디로 출장 갔나 봐 나노가 나노가 그 비? 나노가 분홍 친구인가? 음. 나노가 약간 분홍색에 네 대체 그렇게 하면 뭘, 뭘 보여주겠다는 거죠? <laughs> 마스크 마스크 좀만 내려줄 수 없나요? 제 분위기를 보여드리는 거죠 또 그것도 그래 마스크 좀만 내려주면 안 돼요? <laughs> 네. 이거 저도 만들어 주세요. 아, 안 됩니다. 왜요? 이거는 약간 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창작의 고통을 좀 겪어야 돼서.